진짜 맛있다 야 이거 안 그래 38번까지 Thank

엄마 점령에 땀한다 내가 자기 찍어줄래 아 영상 웅 찍고 싶었는데 영상 찍고 있었어? Let me show you love.